잤어요 꺼내줘. 잘 타서 밤새도록. 수있겠어 떼식이 <laughs> 네, 나오고 싶어 자주 안 나올 거야? 이리 오세요. read it real 공주 예 뭐 뭐하는 거야 자식아 뭐야 너 앵무새 눈깔 아니니? 너 새끼 어디서 주워왔어? 멈추러 깨서 좀 데려와요. 뭐 갖고 노는 거야? 줘봐. 공주 뺏었어. 야, 내 이렇게 말고 너 저쪽 가서 먹어. 공주가 가져갔어. 공주가 갖고 갔어. 공주가 갖고 갔어. 태식이 착해가지고 공주가 뺏으면 다 뺏기지 태식아 너 쇼파 밑에서 못찾니 없어 거기 잣잣 없어 못 살아 진짜 태식이 또 못 찾으러 다녀 뺏고 너는 도망올라고 지금 내시가 못 찾아 거기 지저분해 슈퍼 밑에 못 찾아 못 찾아요 못 찾는 거야 어? 갖고 놀던 거 공주한테 뺏겨서 없어 찾아보려고 있다. 공주가 어, 떨어뜨렸어 갖고 와 시가 <laughs> 저거 갖고 와 어? 저거 갖고 와왜 갑자기 재미없어졌어? 가지고 와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저거 갖고 와 저거 돼지가 저기 저기 있잖아 가지고 오라고 부풀부풀하고 있어? 이게 무슨 일이야? 아직 잠이 돌겠죠? 노곤노곤해요. 아직 노곤노곤해.